Oh, looks good, It looks good. It looks good, eh? Mm, so good. I'm gonna make it a bit of a kodur kodur. Kodur kodur. Yeah, kodur kodur. That is good. We don't have enough time. exquisite. Yeah, amazing. 와 고소한 냄새. 고소가 영어로 뭐야? 왕짬뽕? 고소? 어, 고소? 고소 테이스트? 아, 고소하다. 소송 그 고소밖에 Before? Yeah, before. Fabulous. Fabulous. Fabulous. 라면은 평생 먹어도 안질리맛 너무 한 번 스트레스 받을 때는 한 번쯤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국물 라면 좀 오랜만에 먹는데 그것만 먹는 거 맛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래가 가열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수면과 같은 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됐다 오늘은 제가 요리사 라면 요리사 그냥 넣어볼까요? 안 넣으면 바보래요 진짜 바보가 되게 싫거든요 난 바보 이렇게 하면 어지럽지 않아? 진짜 편안하게 좀 좋아 이렇게 하면 진짜 어지러워 다 아, 됐다 우! 뭐 어, 진짜 이렇게 매워졌지?